And then we tried to draw parallels to this thing, but it had nothing to do with that. We basically like. 지난번에 크리스피 크림에서 이거 샀는데 오늘 들고 왔어. 이거 먹으려고. 어나 이건데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좋아. 얼마나 좋아? 나 내가 이거 올려가지고 보여줄게. 뭔가 해리포터 같아 <laughs> 나 지금 봐봐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편집을 했어요 근데 black and white로 하고 싶어 해리포터를 나의 가로 이번에 처음 거지? 어 너의 반응이 기대된다 지나와요 아예 지금 일을 하러 가고 있고 지금 저희는 나야가라 폴스에 와서 자전거 타고 B&B 숙소까지 왔어요 저희가 묵을 B&B는 여기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냥 일반 미국식 캐나다식 집 같은 여긴데 이제 체크인을 할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가 있고 따라라라라 되게 이뻐.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블루를 되게 앤틱하다 그지? 어 맞아 와 그래도 괜찮네 어 밖에 안 나가도 나 기분 좋아 지금 B&B에 도착했고 오늘 와이너리 투어를 가는 건 아니고 내일 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좀 B&B 근처에서 놀고 나이아가라 다운타운에서 놀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오랜만에 겟레디임이라서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여서 알로에 크림을 먼저 얼굴에 발라줄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그 국제 커플로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국제 커플로만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게 조금 권태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되게 그냥 연애하는 모습만 열심히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피로감이 많았어요. 이것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루 종일 꽁냥꽁냥 거려야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이후로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이탈도 하고 음, 저도 이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체성 혼란이 좀 오기도 했고 뭐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유튜브에 신경 뭐 많이 못 쓰고 뭐 하여튼 뭐 그러긴 했지만 여튼 그 이후부터는 한동안 구독자분들이 이제 새로 유입이 되는 게 되게 뜸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뜸했어요. 한 2만 명부터서는 그냥 아예 고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편집을 해서 올려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돌아오는 성과가 있어줘야 사람이 또 재밌게 하고 그런 건데 성과가 없으니까 <laughs> 그냥 이거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래도 제 영상 스타일이나 편집 스타일을 좋아해주시는 저희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좀 많이 넣어주시고 해서 그쪽으로 성취감을 보면서 유튜브를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나빗좀 써도 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캐나다로 넘어오면서 이제 캐나다 브이로그를 하게 됐다가 제가 원하는 안정적인 시기에 좀 접어들면서 그냥 좀 이렇게 프로덕티브하게 지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반겨주시더라고요. 댓글들도 보면 대부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 나도 부지런해져야겠다. 뭐 미루고 있던 분갈이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좋은 영향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브이로그랑 뭐 공부하는 브이로그랑 그냥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을 위주로 찍으려고요. 일단 근데 제가 지금 좀 멘붕이 온 게 파운데이션을 안 들고 왔거든요. 파운데이션 없는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뮤즈에서 지금 성수동 팔레트라고 나온 신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을 느낌을 제대로 내고 어,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되게 이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세워놨던 거거든요. 딱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쁘죠? 그리고 컬러는 이렇게 아홉 구로 들어가 있어요. 뭘 쓸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려고요. 일단은 파운더가 없으니까 눈을 좀 뭔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싶어서 첫 번째 버터 베이커리라는 걸 먼저 좀 써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위에 아뜰리에라는 컬러를 살짝 얹어줄게요. 음영감을 주기 위하여. 최근에 친구가 이사배님이 커버 메이크업 하는 거링크로 보내줬는데 그림을 그 얼굴에 그려나가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데즈미라는 거를 쓸 겁니다. 색깔 이쁘다. 너 섀도우 쓰지 말고 있어봐 진짜. 그러니까 나는 조금 붉은 톤으로 가고 너는 조금 핑크 톤으로 가면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사실 이 성수동 컬러가 나보단 너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 핑크야 핑크. 조금 이 아, 그리고 성수동 컬러를 발라줍니다. 오, 어, 야, 이 컬러 이쁘다. 좀 어두운 애로 눈 라인만 잘. 지금 사실 제가 가장 기대를 하는 게 얘거든요. 지금 얘가 가장 기대돼요. 얘가 되게 반짝반짝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스파클이 일반적이지 않아. 제가 지난번에 어뮤즈 거를 쓰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친구한테 1호를 줬었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걸 써야 되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21호를 최대한 퍼트려서 이렇게 했고 입술색이 지금 좀 애매하니까 얘네들도 다 같이 보내주신 건데 지금 이렇게 세 가지인데 테라코타, rose marmalade, 그리고 성수동 이렇게 컬러예요. smudge 했을 때는 좀 이런 느낌? 아 성수동 이쁜 거 같아. 성수동 발라야겠어. 내 pick은 첫 번째다. 어. 어 왜, 나 성수동. 어. 아 진짜 마스카라 오랜만에 한다. 자연의 공간에 여행 와가지고 무슨 full 메이크업을 <laughs> 메이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어. 색깔 예쁘지, lip? 어, 예쁘다, 예쁘다. 내가 머리 해줄게. 네? 머리, 머리. 저 해준다고요? 어. 머리요? 머리 안할거할 건데 뭘, 뭐 해주실 건데요? 뭐 물감 원에 스트레이트 원에 어... 스트레이트요 저 아, 오늘 네. 조금 시크하고 싶거든요 네? <laughs> 알겠어요 고객님 나, 나 이거 돈 받고서 했어 촬영할 때 신부로 해주고 혼주도 해온 적 있고 돈받고다니까 근데 일단 나 아이섀도우 먼저 해줘요 이렇게 파는 거걔 다른 건다 했지 그거 잘해? 이거 있지? 이게 성수동 컬러야. 네. 이거랑 이거 베이스로 깔고 성수동 컬러로 넣고 그리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눌러서 깜짝이야. 넌좀 퓨어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응 이응. 밑으로 그냥 눈 감지 말고 눈을 밑으로 깔아. 무릎 쳐다봐. 어. 아니 너가 이쪽으로 동그래서 이쪽을 조금 길게 하면 음, 예쁠 음, 것 같아가지고 음영만 넣었어 뽀얗게 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쁘다고 하는 건 <laughs> 뭐지? 위로 확 떠. 어. 위로 확 떠. 확 떠! <laughs> 네! 그래. 네. 무릎 보시라고요. 눈 <laughs> 따가운 말에? 왜 그거 알지? 나는 남은 이렇게 꽃물 들인 것처럼 싹 이렇게 하는데 내 얼굴에 할 때는 성격 급해가지고 음. 막 바르다가 무슨 귀신처럼 되는 거. 음. 아, 너 이거 사야겠다. <laughs> 방문 판매 시작됐네. <laughs> 아니 근데 너한테 잘 어울려. 딱 핑크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반응이 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나도 마음에 드는 거 어? 있어. 어, 이걸 할때 나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더 보내주시라고요. 한국에서 이 받으려면 한 주 걸리는데. 근데 반짝이는 너가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바르시고요.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laughs> 너 아이라인도 해줄래? 아니 아이라이너 아, 잘 못해? 어. 아 한번 나 아이라이너 좀 이따 해줘라 재밌을 것 같은데? 그가 그러니까 너의 스타일이 궁금해 어 참. 알잖아 아, 그... 아, 이제는 제가 우리 분장실 선생님한테 왔어요 똑바로 들라 <laughs> 음. 뭐지? 친구랑 오면 좋은 게 이렇게 걸리걸리한 음. 이런 거 할 수있었죠 재밌어. 나는 딜런한테도 말했던 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친구들이랑 더 많이 다니고 싶은 아. 게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여행을 다 같이 다니고 하면 뭐 그게 추억이긴 한데 음. 근데 친구들은 가족이 생기고 뭐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너도 이렇게 열 더우면 엄청 곱슬 심한 스타일인가? 아니 근데 나는 머리카락에 힘이 세서 예를 들어서 똥머리를 잠깐 했잖아. 그러면은 웨이브가 생겨. 좀 웨이브가 돼 있는 날 있지. 음. 그날은 아침에 머리를 감고서 똥머리를 한 상태로 묶어 있다가 푼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상태야. 음. 물결펌처럼. 컬이 음. 잘 먹는 머리. 어, 맞아. 나 지금 뭔가 일본 사무라이 와이프 머리 같아. 일본 사무라이 와이프 머리. 뭔지 알지?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어요. 인형 어, 그럼 제가 인형인가요? 네, 마루타입니다. 아, 난또 뭐 좋은 인형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대로 계속 찍으면 아마 영상이 한 3, 4시간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끄겠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 하고 변신을 한 후에 다시 켤게요. 바로 옆이 미국이래요. 신기해. How are we doing today? I'm good, thank you. I'm good and Brigitte. I'll be taking care of you. I'll give you a few minutes and I will come back. Uh, I have a quick question. So I never been here before. Okay. What would you recommend? Pesto chicken is very popular. So is our burger. It's named after our restaurant, of course. Hirsch tacos, which are very, very nice. Oh, sounds good. how are we doing so far? Uh, so I wonder how what is this one? The sliders. Sliders. Sliders. Yeah, somebody's oh, holding them up. Okay. Oh. I told one of my girls to come look at your nails. Oh. like, you're really gonna like her nails. She's <laughs> oh. sitting back there. <laughs> so we're gonna order this one. Okay. And which one is good match with sliders? Can you recommend something? I said we'll go with the pesto chicken sandwich. Okay, then. Yeah, yeah, Okay. Two of this and then we're. I think one and one, right? Yeah, yeah, one and one.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기 이름이 뭐지 근데? Queen Victoria Place라는 완전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늦은 점심을 먹고 이렇게 주변을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오늘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여기 모히또 뭐 있네 구글 나이아가라에서 모이또 한잔 준비되셨나요? 먹어봅시다 미국에서 만든 일본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저기 지금 무지개 떴는데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까 왔던 레스토랑이에요 아까 전에 쪼개 앉아있었고 우리끼리 놀자 <laughs> 나 못하겠어 지금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 뒤에 이렇게 무지개 떴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찍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폭포가 깨져가지고 여기까지 막 여기까지 막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비를 맞으면서 폭포비를 맞으면서 놀고 있어요. 뒤에 네, 저기 무지개가 뒤에 무지개가 너무 이뻐가지고 보이나? 보이죠? 저기 뒤에 무지개 무지개 너무 이뻐요. 나무집에서 나온 이, 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나, 말도 더러워 저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지? 이거 공기뿌리인가? 공기뿌리일 리가 없잖아 그치? 자전거 없었으면 어떻게 돌아다녔으려나 몰라 와 진짜 안 예쁘다고 할 수가 없어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아니라 B&B지만 좀 쉬다가 저녁에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걱정될 때나 슬럼프를 겪으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어, 어, 이거는 제가 조금 두서 없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 그냥 내가 가라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팩이라고 해요 이겨던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11시 반 정도 됐고요. 이제 화장 지우고 첫 번째 날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편집하느라 좀 늦게 자고 지금 조금 수면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씻고 잘 거예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와가지고 오고 나서 보니까 빠트린 게 많더라고요. 뭐 칫솔도 안 가져오고 밤에 잠잘 때 입을 것도 안 가지고 오고 막 그래서 지금 조금 아따고 이것저것 많이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낮에 잠깐 입었었던 이 셔츠를 잠옷 겸 입고 잘 겁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런 막 반짝이도 쓰면서 풀 메이크업을 한 거여서 화장을 좀 지우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뭐 work 브이로그든 일하는 브이로그든 이런 걸 찍으면서 Q&A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랄까 예전부터 저를 봐왔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도 많고 어, 그런 게 항상 있었던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이제 나이트 스킨케어를 하면서 얘기를 마저 하도록 할게요. 여행 왔을 때 나이트 케어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저 무거운 걸 들고 왔는데 잘 들고 온 것 같아요. 친구도 쓰고 저도 쓰고 역시 비싼 거는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역시 비싼 건 다르답니다. 아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세수하면서 무슨 얘기 했었지? 근데 제가 아까 세수하면서 했던 얘기가 어디서 끝났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이 예상외로 되게 많이 는 상태인데 사실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안 돌아오면 슬럼프도 생기고 뭔가 조금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야 뭔가 성과가 생기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도 오 나 지금 막 3만 1000명이야 이랬다가 점심 되니까 또 3만 2천명 되고 또 지금 밤 되니까 3만 3천명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 시간 동안 천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여행 오면은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면서 자아성찰하는 것처럼 지금 좀 그런 상태예요. 오늘은 나이아가라 폴스 주변으로 돌았고 내일은 와이너리 투어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자전거 탈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걷는 시간이 많았는데 내일은 자전거를 아주 많이 타고 다닐 생각이어서 계획이어서 음, 오늘 좀 나이트 케어를 신경 써주고 푹 잘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소주에 이 약발이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 이제 푹 자야 돼. 좋은 밤 되시고 <laughs> 어, 내일 다시 영상을 켤게요.